그렇지 그만해 2019년 9월 7일 스타트 고 공포방송 넘버원 지금은 또마시대 가자 신속 기동하라 팔로우 팔로미 아, 다 미쳐버리네 진짜 오늘. 아씨, 진짜 미쳐. 바람 그만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그만해 바람 아니란 게로 내가 말했잖아 바람 아니란 게로 여러분 잠깐만요 무슨 담배 냄새 나요 잠깐만요 여러분 잠깐만요 뭐, 잠깐만요 나와 당신 누구야? 사람이야? 뭐야? 사람이야? 나와. 나와. 나와 핫! 지금 뭐? 지금 뭐 하자는 거야 지금? 어? 찾았다 여러분들 신경 쓰지 마세요 저는 귀신을 보는 지 사람을 보러 온 게 아닙니다 장난쳤든 말든 신경 쓰지 마세요 저희는 귀신 기운 세다. 너냐? 너가 사람들 홀렸냐? 어? 너가 사람 홀렸어? 나 너 하. 너 뭐냐 이 새끼야! 에헤? 에헤? 에헤? 여러분들 여러분들 어? 소리다! 드디어 소리 찾았다! 드디어 소리 찾았다! 드디어 소리 찾았다! 찾았다! 와! 와! 아! 아빠 잠깐만요 여러분들 제보 잠깐만 꿈에 나왔던 그 여자 둘의 남자 하나 잠깐만요 여러분들 제보의 내용이라고 한다면 저한테 걸리셨어요. 저한테 걸리셨습니다. 나오세요. 나 저한테 걸리셨습니다 님 저한테 걸리어요 뭐야 안에 뭐 움직인다 그렇지 절대로 도망갈 구멍이 없지요 하하 절대로 도망갈 구멍이 없지요 왜냐고요? 사람이면 절대 도망갈 구멍이 없겠지요 사람이면 절대 도망갈 구멍이 없겠지요. 하지만 귀신이니까 도망을 가겠지요. 예, 예. 보셨어요? 보셨나요? 이래도 못 믿겠나요? Euh... 그 배에 나도 태우고 싶어 그래서 나를 데리고 가려고 했어 방금 어이! 좋은 거예요 오버하지 마 부적에다가 안 붙였다고 하지 말고 다 붙였어 똑같은 거기서 다 했어 믿으나 마나요 부적 뽀송뽀송해 아무 이상 없어 아무 이상 없어 씨발 진짜 짜증나게 하지 마사. 짜증나게 하지 마사. 여러분들 보세요 저 거짓말 안합니다 이런 식으로까지 방송 안합니다 믿거나 말거나 합니다 이런 식으로까지 방송 안해요 얘들아 나 잠깐만 나 깜짝 놀랐어 지금 여기 잠깐만 뭐야 나 깜짝 고해이들아 고이냐고